일단은 예 여러분들 아노비스 예능전 어떤 걸로? 심해로 합시다 육심해 아까 실패했잖아요 이젠 성공해야죠 <laughs> 자 이거 그냥 입구 게이트 있잖아요 진짜 이거 이거 조금 조금이라도 안 보이게 해야 돼요 완전히 좀만 더 높이다 높이에다 설치해야 돼 포탑을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때 보였어 다 우리 아까 그 뭐지 게임 뭐지 메이야 다 보였어 메이야 네. 그 소리 났어 옆구리 삐지삐지 튀어나왔었어 네, 옆으로 돌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어려워 여기는 이 구조 성공합시다 팀이 이게 사장거리 얼마나 되지? 거의 끝까지 가요 그 아 진짜요? 와 개무섭다 근데 끝까지 가던데 끝까지 이, 이 별명이 공호의 유산 아닙니까 또 적의 공격까지 30초 자 여기 어떻게 하면은 됐다 이거 방어 체계 구성 중.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타고 빨리, 아씨 됐어 빨리 빨리 빨리 뒤에서 지켜보자 뒤에서 지켜보자 다 뒤에서 막 쏴요 이제 뒤에서 막 자자자 다 뒤에 뒤뒤 빼야 돼 빼야 돼와 저기 지금 얘들은 그냥 다 와 육진이야 다야 저기? 개재밌던데 이거? 우리 이길만 해요 이거 이번에 싫었다 <laughs> 이거 이거 순간이동기 놓을게 죽어도 돼요 가자 포탑 빨리 깔아야 돼 포탑 설치 내 감시 포탑 파괴됐어 어 잡았어 <laughs> 잡았어 두명 잡았어 두명 순간이동 깔아주세요 순간이동기 아무나 나이스 이게 우리 못 들을 거야 아마 순간이동기 때문에 어, 오케이 공방입니다 짠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네, 주작 아니고요 개, 개이득인데, 이거? 저 앞에서 내려고 순간에 두기야, 어떡해. 오케이. 네,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가. 와, 미친. 저 뜯다, 이거. 어떻게 됐어? <laughs> 아, 미친. 이거 봐야 되는데. 와. 포털이다 죽은 거야? 무기에 대해 상 있잖아. 포탑 다 이거. 여기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좀 해야 돼. 와, 개 아파. 해드려봐 이거 온다 온다 온다 근데 이거 우와 헛, 헛, 들어 방어를 집다 이거 와저 잡자 그냥 가서 사살리 만나갖고 못야지 잡았어, 잡았어. 오, 어, 미친. 맞아, 살려줘. 어. 아. 개새밌다 이거. 눈동자로 들어가시오. 와, 포탑 봐봐. 레알 지존이다. 야, 우리 집. 야, 우리 기재 포탑이 왜 이렇게 될 거야, 포탄이. 미친. 어. 레가 배아프다, 와. 어. 고마워. 들어가시오. 부탁 설치. 미치게 니 네 윈스턴 온다 미쳤다 이거 큰일났다 이거 윈스턴 윈스턴 뭐야 윈스턴야 이거 모두 호막이 기존이다 이거 어. 불리하다 아, 개, 아 근데 재밌는데? 인정? 와 어, 와 어 이런 어 바스 이소 네. 오 잡았어 잡았어 와아 <laughs> 개웃기네 공허의 <laughs> 유산 아. 아 개웃겨 공허의 유산 공허의 유산 공허의 유산 어 디바 위도 나왔어요 위도 아 저기 5일색 미메야 아. 이거 이수 있어 다시 한번 어, 아니 어느 포탈로 가야 돼? <laughs> 와. 육박스 할래요? 홀? 지금? 때 된다? 6박스. 오케이 오케이. 육박스 갑시다. 조졌다 이거 가자 기 가스비 와와 조졌다 이거 진짜로 와 <laughs> 바스티온 봐와 <laughs> 전멸이네 전멸 와와아 제일 재밌는 것 같아 해석거 중에 좋아 좋아 아니 미메 미메를 좀 누가 조져야 되는데 저기 봐봐 조합 무섭게 나와 와 어. 준비하자 준비하자 돼다 개상금 새끼들아 내가 왔다 아우 아우 아우 일부터 바꿔준다 이거 6인스 할래요 6인스? 6인스 가자 지금 바로 죽은 사람만 상상력이야말로 인스턴 모님. 자 유기스 유기스 빨리 빨리. 가자 가자. 굴지 굴지. 오케이 컷컷 컷. 어디가 나? 어디가 아, 나? 잘하는데? 좋아 좋아. 감사합니다. 리포 헬로 저기 리포터 진짜 야 저기 사리포야 씨발 내 저기 사리포야 좋됐다 와 귀엽기네 이거 저기 사리포야 솔저 하실래요? 6솔저? 육수여자 가자 오케이 오케이 우리는 뭐, 누구, 뭐라고? 우리는 모두 군인이다 군인이다 아 <laughs> 이게 뭐야 아 들었어 아 개재밌다 아 예, 여러분들 다음에 솔저 편 보여드릴게요 아 개지르다 근데 이거 하이라이트 누구냐 이거 하이라이트 봐야겠다 <laughs> 지금 들어 뭐야 바보자 저질러 들어가시오. <laughs> 와고허의 유산이다 진짜 이거. 와 여러분들 고허의 유산입니다. 역시 히메트라는 공허 공허의 유산. 와 대단합니다 진짜.